온천 가고 싶다. 자기 응? 온천 가고 싶다고요. 아, 온천이야. 그래서 샤워나 몇번 하면 되지. 왜? 같이 가면 재밌겠는데. 에이, 귀찮게 이 찌개나 간이나 봐봐. 아 가고 싶다고요. 아 귀찮아. 응? 어? 아니 어? 온천 자기 자기 한국 온천에 어서 오세요. <laughs> 아! 어, 어, 어. <laughs> 이게 한국의 온천입니다. 어떻습니까? 와 아, 진짜 럭셔리하고 그 후기히 3시간 257km 예!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나도 같이 미리 외치기 우유의 바다 의치 우와 어, 우와 <laughs> 물고기다 물고기의 탈이다 <laughs> これに乗るんだえー、신기하다 어? 뭔 귀엽다 스카이를 우 네. 부산에서 옛날에 탔었잖아 아, 아, 뭔가 천천히 가는 거 어, 와. 우리가 고친 2人いるからかな 우와 야 저기 미역국 많아 미역국 어. 어. 와 대박 풍경 진짜 개 예뻐 와와 두면이다 두면 바다가 진짜 투명해 우와 우와 우와 가와이 여기가 만났시야 진짜 다시 개かっこい 그리고 개 키레이 다레비스케다레비스케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하고 와 <laughs> 저기 이거 우리가 아까 찍었잖아요 물고기 다리 어 그러네 아 여기다 케이블카 네, 문어들이었고 아 온천도 있어요? 어 우리 오늘 잘 것이야 온천 온천? 응. 우와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출발 와 저기 미역국 미역 헐 미역국이네 소고기 소고기 넣어 보죠 어, 어, 어, 우리 어. 이거 이쪽에 있으니까 둘이 <laughs> 무서워. 무서워. 오, 무서 진짜 투명이다, 투명. 투명하지. 약간 이렇게 동쪽 바다 좀 예쁜 것 같아. 와, 어, 여기 있다, 여기. 아, 내리는 거, 그 내리는 역인가 봐. 예. 거기는 내리는 역, 바다에는 미역. 와, 돌들 진짜 예쁘다. 어. 근데 진짜 동해는 물이 너무 깨끗해 응? 아 진짜 아! 고마이! 고마이! 뭐야? 아저씨 뭔가 그래 물가살 밑에는 뭔가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성격도 학구하다네 자기 어때요?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왜요? 저번에 우리가 이걸 탔을 때는 부산에서 탔었는데 그때는 그냥 토리코는 저한테 사랑하는 여자친구일 음, 음. 뿐이었어 음, 하지만 <laughs> 아니 왜요? 많은 생각이 드네요. 준준 어? 준준도다. 크흐 기히 현재 시각 오후 6시 반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왜 우리가 세차를 하고 여행을 오는 날에는 비가 오는 걸까 하, 세차하지 말걸 아, 짜증나 럭키오리 럭키오리 예쁘다 음, 럭키오리 비가 오네 더 곱슬머리가 더 신나죠 진짜 엄청 느낀 어, 료칸 みたい. 어떠세요? 이때 됐어요. <laughs> 아기? 우리 아기들. 아! え見てこの三角形の헐 아, 불편하겠다 なんでそんなことインテリ헐와 뭐 뭐? 인테리어 진짜 끝낸다 아니 근데 이것도 여기에 있으니까 사실 멋있는 거지 밖에 있으면 그냥 와와 개예뻐 개예뻐 개예뻐 개예뻐 개예뻐 여기다 아, 그러니까 먼저 봐 그러니까 먼저 봐봐 아 진짜로 아 그렇게 마스크 다시 대 마스크 다시 대 진짜로 우와 아 진짜 진짜 우와 헐, 뭐야 헐 그럼 누우니까 내 뒤를 향수해요 헐 대박 개키레 개키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한국의 온천입니다 어떻습니까? 오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laughs> <laughs> 어 뭐야? 제가 가지고 왔어. 와 미쳤어. 엥? 뭐야? 아 다른 사람들. 설마 <laughs> 서울대 아니 이게 외국인이 하는 개그예요? <laughs> 서울대 참 야외 스파 야외 스파 아, 아 야외 어, 수영복 있고 야외 스파고 여기가 이제 여기 숙박 안에 있는 스파 어떻습니까? 와 최고 데스 최고 데스까? 최고 데스 아 얘를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죠 아하 이런 원 이런 와 여기 냉장고? 아 어, 이렇게 들어있구나 진짜 인테리어 뚜껑 제가 한국에서 사용을 했던 호텔 중에서 가장 예쁘네 아 진짜 그 정도로 이제 물이 다 채워졌고 들어갑니다 1, 2, 3, 4, 5, 6, 7, 8 어머 저 부끄러운데? 그데내 가라다니 이렇게 미세가 되고 되게 부끄러운데? 이게 <laughs> 되게 이게 탓때문 되게 시인데? 와 엄청 좋아. 이츠만에는 와 이랬는데. 진짜 한국에 이런 도로가 있는지 진짜 몰랐어. 음, 진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뭔가 자연 온천 처음이잖아요. 어, 나는 자연 온천을 네. 가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럭셔리한 방에 이렇게 럭셔리한 온천인데 진짜 처음. 아, 진짜 일본에 안 가도 되네. <laughs> 아, 뭐지? 아, 뭐 설렁설렁 뭐 뭐라고? 설렁탕? 설렁설렁 아니라 뭐 뭐지? 뭔 만들어주세요. 이게 한국말 만들어주세요. 뭔가 팔랑팔랑 하고 있어요. 뭔가 어, 쫄깃쫄깃한 스킨 로션 같은 느낌. 어. 뭔가 미용 성분 많이 들어있겠다. 아. 아하 부드럽구만. 그흐 기 すごいなんかツルツルする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何 네, 네. 저녁을 진짜 어떻게 하지? <laughs> 점심에 해 대게를 네 먹어서 저녁을 미치겠네 뭘 먹을지 あれあれ아 여기가 집이 얼마나 좋을까 う 아기들도 여기서 자고 자기 코코네 냈더라 어제도 코코네 냈대 부셔줘 부셔줘 부셔줘요 부셔줘요 見て落としそう 足が短いからちょうどいい자기절대濡れないよ 쿠리코가 위에서 자면 저 밑에서 절대 안 자. 왜요? 왜요? 혹시 혹시 혹시 누가 쿠리코지? 아 이게 누가 쿠리코 가 코가 작아졌네. 닭강정 할까 는데 그렇게 오이시던데. 진짜 꿈. 엄마 저는. 네? 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여기를 브루스. 아, 내가 볼래? 이거잖아. 그리고. 아니 어 그러네. 대패탄 아 지금 짠. 우와 제타이 오이스이. 프링클. 이건 매콤. 와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예스. 찡. 천천 짜라란 깨끗한 아침 잔천짠 짜라란 일진 사람들 아침부터 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에? 네? 아니 에? 네? 참 깨끗한 아침 그러니까 아침에 속이 아. 깨끗하다고 아. 물질 사람들이 <laughs> 아 저는 깨끗한 아침에 짱짠 셰셰 <laughs> 아, 봉주 어? 어 뭔가 어 되게 요아이다 아니야? 하지마 아, 뭔가 입맛에뭔가향이있는거같아향응허신기하다신기한소주です맛있는데맛있지않아요 울진에 놀러간 호재와 견식군 대전의 펠프스 견식군의 인생 버킷리스트인 스쿠바 다이빙에 도전하게 되는데 물음소화는 그리코가 중간에 전신을 읽고 그만